সুগন্ধ বাড়ি থেকে যে দাম চলে বসে হ্যাঁ হ্যাঁ এইদিকে 야, 살이 넘쳐. Thank you. Break से सर नहीं किसी नहीं बेटा मेरे को चेक करना है एक और लाइक दबाओ जाओ ना पे तो करते करते हैं ना तो बस कर लो 그런 이유고 음, 나근나근 제가 전방을 되는데 그래 그림 그래 그림 몇 번만 আছে তো নেই কোথায় কোথায় গেল তাহলে ভাত এবারে পারিয়ে যেতে হলে যে দিতে পারি হ্যাঁ দিতে পারি ধন্যবাদ ঠাকুরের গানের বাজে বুঝো দিকে বেড়ে বেড়ে নেই দিকে নেই আরেকটা আছে হ্যাঁ। আরেকটা Thank